되게 래퍼로서의 그 신체 <laughs> 조건이 너무 훌륭해서 네. 소액으로 우선 100점이었어요. 제 생각에 에이든 에이든 씨의 그 커버로서 이 곡이 대박이 나지 않을까 대박이 나지 않을까 대박이 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. 실패와 패배는 달러 나 발라버려 기킬거리면 기지는 비웃 빨아버려 새끼 새끼로 쓰러져도 객기로 객규란 발에 100% 잔을 위로 컴만 들어 제껴라 쓰레신 내 인생의 레벨 u No backing up a n free야 No pain free야 이래 시야 Now let's go Let's go 내가 간다 간다 간다면 가 간다 간다 간다 가 네, 한다 한다 한다 하 탈출 말출 땅의 낚시 같은